그런 힘에 묻힐 때 어디서도 날 표현할 수 없을 때 어젯밤 조금 용기 내가 나했던 나의 목소리 내 그곳으로 나 꿈꿔왔던 소망과 소망과 간직해온 사랑을 사 사랑을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Amen. 폭풍이 지난 후 따스한 햇살처럼 네 마음을 포근히 감싸줄게 비록 먼 곳에 있어도 좋아 들려줄게 이제 keep it.